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 아니요 아니? 글쎄요 못 봤는데 아줌마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아니요 몰라 진짜 몰랐어요 나도 모른다고? 너만 빼고 반해도 다 할걸? 그 형이 상학적 미학을 담은 이미 좋은 배우들끼리 같이 작업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장난 진짜 쩔어요 되게 재밌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확실한 거예요? 네가 봤어? 나한사기팀 어떻게 된줄 알아? 죽어 뭐야 빨리 안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요? 어디 가? 빨리야 빨리